형 이겨라. 그래. 이거 형 이겨라. 아니, 나 어렸을 때 나는 딱지치기, 구슬치기밖에 없었어 할게. 어느 쪽으로 공략합니까? 일단 일단 애송이부터. 애송이 노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자, 2,000원. 자, 2,000원. 설날이니까 매너 어, 매너를 지켜줘. 설날이니까. 저쪽까지 날라갔어저쪽지 one, two, three, four. 마블 똥까루. 올라가지 말고. 넘어갈 것 같아, 이거. 어, 영탁 거, 영탁 거. 자. 일단은. 가는 거야. 일단 너부터 보내자. 어머, 어머, 어머. 랄랄자 들어가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